안녕하세요 도캐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할리퀸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왼쪽은 연필로 오른쪽은 생필로 됐습니다. 요즘 이렇게 두 가지 양쪽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예전에 하나로 그리던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.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제 목소리도 간간히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편하게 감상해 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